busquera de pane tichia nemuni dihkari nemuse oveja pascua kitire ti maskinakitire timahati nemuhia to boina se once ni sinituño jesure mani pascua no baro maskachitire noobaro ikano yudutirkaihari mõisare nia tina tirore tiani chita jesus e phyaro ne once ni jau wahka jerusalem pu waaga Tope mesasechen costuviariro mesane pistibos caroca. To pistibos cachen tiro mene vaga. Ava na tiro tosio sani vupu sena ti vupu rore once niga. Di tatia yu yebu ina mene pascua mascachiare china cari. Ni sinitu dus tiros care bueriro. Niga ti vupu rore. Mesa ande che oro. topu mano makani nó cả tatiare noano rồi, tôi mà tatiapure masana thì ka vupuro toi đã chuti cái darega masa nia Jesús tinare toani chu tewa tina to buena ti makapu a topu ti su chu tinare tonirio setawa a ahia tina pascua makachiare darea ayua na itia bora ta chu Jesus do se to boi na mene ti we puresia ti we pu ti suri baro ti na mene me sa pu chu ro Jesus ti na le o se ni jawa posto kan li ta ni ha msane ke ra msa mene ma kan li ro je mene chu ri ro ta je ra nye thu ti na le nyo no ka je re ni jawa Jesus ti na le tuani chi thiwa ti na se kha ja ta hi hari mure nyo ti ro ni sinitu pitiau a tina h e s u r e m a s a m e n e maskariro ta hira tiro. j ë chiri w a p a e j ë mene soa chiriro tira ji r e nye tu tina re n y o t i r o Pano pue yëre ti j a u huariro seta j ë masuno kwa maskan w a r o k a r i r o j a r i a i k a Ji r e nye tu tina ne n y o r i r o pakoro j ë d u r o k a Tira tomasa b a h u e r a che noambua. Ni a h e s u t i n a n e Ani d a u từ sư t o bụi n a l e s i o chê r o h e s u p a n ê na k w a m a k r ê nua ra nia Ani no ta t i k u r i r e nua Vì t i a t i n a l e a r i r e na chê g a a r i je p a kê h i ra Nia t i r o t i n a l e Ani tu sư t i r o s i nia b o s a t i r i w a w a l e na k w a m a k r ê nua ra Ni tu sư w a t i n a l e t o w a chư t i n a h i p i t i n a t i rè s i ni p i t i a Ari jadi hira. Paju masa tinya joare burire kwa ke ta ke yariaika. A yaria ke yedire kwaika. Kwa mas ke masana je doita. Toni kuriro musuche je a yariaro mene toniriro sotori tiroka. Postoka ni taniha masane. Mi pure ariko se korene sini namosije. Pu putoro kwa mas ke masane tosio hiche pu ari re khwa phari turi si ni ka tho nia hesu ti na le tuani tu su chu ti na khwa ma kre nyo pa jwa ku no basa re basa ti basa pha yo ni ba ro te ku oli wa ma ti de pu ti na wa a